자 여러분들 구라는 안 칩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트럭이 두 대가 있고 저 앞에 트럭이 방금 두 대 보셨죠? 저기 보면 또 포크레인 있거든요 여기 트럭이 두 대 있고 여기에 가려져 있지만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어 있다 있다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집이 아우 집이 있습니다 에. 예, 예. 2020년 9월 2일 흉가여행 47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이 집만 외롭게 혼자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집만 외롭게 계십니까? 더러운 물. 와, 신발에 다 들어갔어. 와. 여기가 분명히 뭔 인형 같은 게 많네 확실히 애를 키웠던 저런 유모차 같은 것도 있고 뭐가 많이 있어 학용품 같은 것도 있고 오!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밖에서부터 나를 기다린다고?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잠깐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잠깐만 들어갔다가 나가겠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어, 어차피 여러분들 이 마네킹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마네킹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에이씨. 어? 어? 하지마! 뭐야? 어 저거 빙걸리 만들 돼 이거 이거 좀 세다 꼬마보다도 뭐가 더 센 기운이 있어 지금 잠깐만 야 정신 챙겨 이거 자 정신 챙겨 정신 챙겨 하지 마세요 하지마 분명히 하지 말아 있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라 했어 하지마 하지 말아 했어 어! 하지 말아 했어 어? 어? 뭐야? 어? 하지마 뭐야? 이거였어? 이거 있어 소리! 소리! 어? 어? 하지마! 하지마! 아! 에 솔직히 설마 움직이고 그러지 맙시다 설사 설마 움직이고 그러지 맙시다 에 그건 안되지 펩시맨 펩시맨 펩시맨 아! 시작이다. 시작이다. 어? 시작이다. 시작이 시작 아 미쳐버리네 진짜 아 마네킹이 지금 조립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마네킹 조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 마네킹 가지고 이제 장난 그만 치세요 마네킹 가지고 장난 그만 치세요 막 어. 어. 아! 아! 혹시 가족분들이세요? 여기에 머무셨던? 어? 방금 창가에서 뭐 보셨죠? 누구세요? 방금 뭐, 어? 뭐야? 방금 못본 뭐 사람 불빛 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누구야? 사람 있어요 혹시? 와 씨발 깜짝이야 어, 어. 아나 네, 잠깐만 나와 어? 어? 와! 당신 닌겐이지? 당신 닌겐이지? 어? 어? 어? 여러분 잠깐만요 광칸은 아니고 잠깐만요 귀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옆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잠깐만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잠깐만 이건 아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뭐야? 나와. 당신 뭐야? 나와. 나와 나 나와 광카요? 광카요? 하지 마세요. 어? 하지마! 하지마! 알아서 광카 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자 광카 한 번 더 할게 그리고 나서 사진은이 맛을 내가 어떻게 다 맞춰 그냥 되는 대로 보자 그냥 얘들아 추천 200개만 더 눌러줘 간만에 추천 1500개만 맞춰보자 빨리 200개만 더 눌러줘 얘들아 없어 오버하지 마. 자. 아. 해결은 다닐 필요 없어 과외로다가 싹 다 할 거야 1등급 선생님 진짜 영어 선생 중국어 선생 싹 일일이 싹 다 좋은 선생으로 붙여가지고 안전히 할 거야 학교 안 가도 돼 내가 싹 다 붙여줄 거야 안전히 유명한 티처들로도만